자폐아동을 치료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폐아동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평가도구로 주로 이용된 웩 슬러 검사 지능검사를 진행하는 지적장애 정신지체로 분류됩니다. IQ가 50에서 70 사이에 정신지체로 분류되고요. 또 경증으로 인지가 매우 좋은 경우도 80 정도로 경계성 정신지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아동에게 지능검사는 미친 짓입니다. 1도 믿지 마세요. 자폐는 사회성 장애이며 의사소통 장애를 본질적 특성으로 갖습니다.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여 얼마나 바르고 높은 수준으로 상황인식, 정보인식을 해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법입니다. 상호작용이 잘 안됩니다. 의사소통이 불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을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늦고 지능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심지어 질문 중에 다른 생각에 빠져 엄청난 고지능을 가진 아이들도 반응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로 평가되는 겁니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치료를 통하여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강해지면 대부분 평균 이상의 고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